안녕하세요. 알렉선더입니다. 오늘은 로블록스 도어즈를 해보았습니다.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. 이 영상이 중간에 찍어서 앞부분이 없습니다. 양해 부탁바랍니다. 시크다. 흐은 비밀번호 가뭐지아 비밀번호는 1764 0 아싸. 십자가 사야지. 향나사 여기서 영상이 끝나네요. 다음에 덕인 영상을 가져올게요. 안녕.